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이름도 맞추는 거예요? 음. 당신의 이름은 오수진이고 25살이고 <laughs> 방송연예를 전공했고 하시는 일은 피팅 모델 저의 이름은 김지한이고 26이고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어 통역입니다. 토익 보셨어요? 네. 900 이상인가요? 만점이에요. <laughs> 아... 토익 몇 점이세요? 아 저는 토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있는데 네. 없는 척 하셨... 없습니다. 그냥 없어요. 음... 예. 아 그냥 없어요? <laughs> 왜 방송 연예 쪽이라고 생각하셨어요? 이미지도 되게 깔끔하시고 네, 방송 쪽이랑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당신의 이름은 최민준이고 25살이고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. 지금 하는 일은 모델입니다. 아, 네. <laughs> 저는 이재석이고요. 아, 네. 93년생, 28살이고 음. 제 전공은 경제학과입니다. 연기자 하고 있습니다. 아, 경제학과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기자 하게 되셨는지 경제학과 사실 그냥 성적에 맞춰가가지고 네. 왜 모델 쪽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? <laughs> 깔끔한데 약간 힙하다고 생각했어요 아. 머리도 그렇고 모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닐까 <laughs> 싶어서 <laughs>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오늘 네. 제가 그러면 다음 룩으로 갈아입어 볼까요? 네 아 제가 너무 대충 입고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화사하신데요? 훨씬 더화사하십니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와 너무 어려운데요 재현 씨는 갤러리 데이트를 좋아하실 것 같고 명동 같은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카페 데이트 좋아하고 사람 많고 시끌벅적한 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액티비티를 하는 데라면 달라요 그러니까 아... 같이 액티비티를 한다면 괜찮은데 그거 이외에는 조용한 카페 같은 거로 그러면 은 데이트 하실 때마다 옷을 좀 다르게 네, 한 개밖에 못해서 아쉬운데 <laughs> 이재석은 시끄럽고 활발한 데이트를 싫어하고 조용한 집 데이트를 즐겨 한다 어... 저는 신선하고 새로운 데이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은 데 가, 계속 가면 은 좋은 사람이랑 간다고 해도 재미없지 않을까요? 재밌을까요? 오래 <laughs> 연애하면은 계속 새로운 데를 찾아다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새로운 맛집 같은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. 제 리스트가 진짜 많거든요. <laughs> 저도 근데 리스트 있어요. 다 공유 같이 해서. 네. <laughs> 음, 재석은 외적으로 김고은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이 불편해 보이는 패션 스타일을 싫어한다. 저는 좀 하얀 분을 그냥 좋아하는 음. 것 같아요. 음. 좀 단발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음. 저도 얼마 전까지 단발이었는데 근데 굳이 이상형 이뿐이니까 예. 네. 김지아는 투머치한 패션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고 마동석 스타일을 좋아한다 어, 저는 그 오도환 배우님 아요 선이 굉장히 나, 날카롭고 눈도 약간 찢어지고 이런 어,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알록달록 음. <laughs> 알록달록 괜찮을까요? 난 무난한 거 좋아해서 저 괜찮을까요? <laughs> 갈아입고 올까요? 아니요 맨투맨이 아니라 다행이에요.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질문 네. 해볼까요? 어, 이재석의 가장 긴 연애는 4년이고 가장 짧은 연애는 1년이다. 주로 지겨움 때문에 이별한다. 4년인 거 맞아요. 오. 네, 진짜 4년 만났고 짧은 연애는 3개월? 지겨움 때문에 권태가 맞는 것 같아요. 반복적인 거 싫어한다고 하셔서 네. 만약 오랜 연애를 끝낸다면 네. 지경 때문에 끝내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니 근데 4년 만나면 지겹다고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음, 하긴 힘들 것 같고 음, 네. 그렇죠 복합적이죠 지한 씨의 가장 긴 연애는 네. 2년 짧은 연애는 6개월 음... 주로 헤어지는 거는 사생활 침해 저는 제일 길게 만난 게 4년 좀 넘었고 제일 짧게 만난 게 2년? 그렇게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? 워낙 신중하게 만나서 잘 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헤어지는 이유가 생기는 거는 네. 연애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너무 연애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일 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집착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? 네, 저 연락도 잘 못해서 카톡하는 네. 텀이 얼마나 되세요?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긴 남자친구랑? 제가 뭐, 뭔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상대가 좋아요. 저도 약간 부탁이 너무 심한 스타일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음... 좀 빨리 음. 지쳐버린다? 되게 공감하는 음... 부분인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예. 이게 호불호가 확실한 주제라서 네. 그러면 질문 끝났으니까 다음 옷 갈아입고 올까요? 네. 제가 또 너무 아니에요 김재현이 가지고 있는 옷은 40벌 가장 비싼 옷은 100만원 가지고 온 옷 중 제일 비싼 옷은 70만원 대략 맞는 것 같아요 가진 옷은 50벌이고 가장 비싼 옷 지금은 30만 원이에요 가져온 것 중 가장 비싼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코트가 20만 원이었나?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재작년까지는 옷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사고 싶은 만큼 다사보았어요 옷을 항상 알아보고 네, 뭐가 나올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옷을 조심하느라고 뭔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제 삶에서 굉장히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음. 다 정리를 했고요. 네.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좀 더 간편해진 느낌? 아... 이재석이 가지고 있는 옷은 100벌, 가장 비싼 옷은 100만원, 오늘 가져온 옷 중 최고가는 50만원. 100벌 맞아요. 아니 뭐 세보진 않았는데 네.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최고가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코트가 하나 있는데 코트가 비싸잖아요 그, <laughs> 코트는 120만 원 오늘 갖고 온 옷 중 최고가는 80만 원 그것도 코트인가요? 코트죠 그렇죠. 이재석의 전화번호부에는 50명의 연락처가 있고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쓴다. 가장 많이 쓰는 앱은 명상 어플이다. 네. 명상? 네. 아 이거는 좀 많이 틀리셨는데 연락처를 잘 수정을 안 하게 돼서 쌓여있는 거는 2,000명 <gasps> 하루에 휴대폰 되게 많이 해요 한 2시간? 그리고 유튜브 제일 많이 쓰는 네. 앱이에요 유튜브 어디 채널? 글램? 음. 구독하셨어요? <laughs> 죄송해요 <laughs> 지한 씨 번호부는 300명의 연락처가 있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핸드폰을 쓰고 가장 많이 쓰는 앱은 유튜브 다 들렸어요 전몇명 있을까요? 그 진짜 50명 정도 될것 아, 같아요 가족 포함해서 50명이요? 네 진짜 적다고 음. 생각하시겠죠? 어, 그럴 수도 있나요? 저는 진짜 친한 사람들 아니면은 카톡도 잘 안 하거든요. 그럼 몇 시간씩 하세요? 핸드폰을? 한 시간? 다 합해서 이렇게 쪼개쪼개 쓰는 시간을 다 합했을 때 한 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앱은요? 근데 또 제가 SNS나 유튜브는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소식 뜨는 걸 그나마 계속 보는 어플은 지그재그는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지그재그? 네. 제가 예전에 쇼핑을 많이 할 때는 오히려 안 썼는데 한 번에 이렇게 시킬 수 있거든요. 쇼핑에 쓰는 에너지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음, 그러니까 저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 자체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SNS를 할 때 정말 생각이 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음... 정말 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아, <laughs> 이제 마지막 옷 남았는데 그러실까요? 네 아, 아. <laughs> 괜찮은가요? 음. <laughs> 귀여워요. 또 빨간색. 네, 빨간색 좋아하시네요. 외국인 소년 같아요. 옷이 편하니까 진짜 마음이 좀 편하네요. <laughs> 사실 자주 안 꾸미거든요. 그래서 김지아는 자기 관리에 지출이 많은 편이고 음. 한 달에 30만 원을 쓴다. 그리고 31만 원이요? 그리고 300 벌면 만족할 수 있다. 맞나요? 자기 관리가 배우는 거 중국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라면 맞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어, 한 달에 한 120 정도 쓰는 것 같고 제가 어디서 그 행복이 월 700까지 정비를 하고 이렇게 올라간대요? 700까지? 이렇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무관하대요 그래서 700 벌면 만족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돈 때문에 덜 행복할 일은 없으니까 열심히 사셔야겠네요 700 벌려면 열심히 살고 있어요 <laughs> 잘 되실 거예요 <laughs> 기특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, 이재석은 옷에 지출이 많은 편이며 한 달에 총200 쓴다 500만 원 벌면 만족할 수 있다 네 옷에 제일 지출이 크고 한 달에 150 음.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천만 원 벌면 뭐예요? 저한테 무슨 700 되게 많은 높은 목표처럼 오늘 김지아는 모든 질문에 100%만큼 솔직했다 네, 100%만큼 솔직했어요 음, 오늘 이재석은 모든 질문에 100%만큼 솔직했다 네, 진짜 솔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벌의 외상 중에 가장 나랑 가장 맞는 옷이다라고 생각하는 옷으로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땡땡땡 때문일 것이고 땡땡땡 때문에 싸울 것 같다. 천만에 이별까지 생각해보다니. <laughs>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공통점 때문에 사귈 것 같고 공통점 때문에 싸울 것 같다. 어떤 공통점을 많이 느끼셨어요? 하고자 하는 일이 확실하게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공통점일 것 같고 또 공통점 때문에 싸울 것 같은 거는 좋았던 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비슷해서 그리고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싸울 것 같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그게 뭐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맞으니까 사귀게 될것 같은데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? 음... 너무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그렇 <laughs> 근데 싸우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최종 평가 해주세요 호감도를 떠나서 좋은 사람으로 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저는 남자랑 아이컨택을 1대1로 한 게 1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떨고 그랬던 것 같은데 편하게 해주셔서 얘기 잘 했던 것 같고 진짜 즐거웠어요 <laughs> 와 진짜 리얼이구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처가 30명이었나요? 네. 네, 네 31번째로. 네. 네. 진짠데? 아, 왔어요. 농담이고요.